집 먹을 거예요? 엄마 음. 엄마 집에 갑시다 이제 쭉쭉쭉쭉쭉 네. 네. 어, 네. 네.

해야 되니까 괜찮아 먹고 진짜 했나 이거 날개 있다 있다 북한 아이고 좋아 어 되게 안좋하네 원장님 약간 알아보시는 어려 보는 느낌인데 엄청 괜찮은데 이렇게 그러니까. 있을 리가 없는데 얘가 이배 까고 있는데 어, 그러니까 이렇게 얌전할 거 생각도 못했네 아기들이라 나보다 엄마 그러 맛있지 그 타더라고요. 이거 언제 잤어요? 5일 따에서좀 코스 연결해가지고 좀 한. 그러니까. 음, 그래. 음, 음. 거는 뒤에 마당 있잖아요. 네. 그게 아니라 원장이랑 같이 살 거야, 모카? 거기 있으까 여기 집안갈 거예요? 어떻게 원장님한테 안 벗어나는데 집에 안갈 거예요? 모카? 뭐, 모 뭐, 뭐야? 집 안 갈 거예요? 엄마, 엄마. 시작합시다 이제. 쭉쭉쭉시작그니까 집에 가자 갑시다 집에 갑시다 <laughs> 감사합니다 <laughs> 잘 봐주셔서 진짜 잘먹는잘먹는내 새끼 목말랐어 내 새끼